그러면이 음. 이제 집이 아이고 꼬리에 맞았어 왜 너는 보살이한테 그래 나쁜 애들 이 일진 일장들 일장이냐 아, 무슨 짱이야 찐 양아치니 양아치 같아 학교 무서워서 그래요? 아니 어?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? 어? 하얀 거? 하얀 거 뭔지 오래됐지 참나